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레이로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의 제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제이크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클레이를 적당히 반죽을 해주시고요.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드시고 약간 살짝 계란형의 타원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졌고요. 눈코입을 만들어 줄게요. 입부분을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은 검정색으로 동그랗고 크게 만들고 아, 하얀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흰색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었어요. 먼저 몸통에 검정 눈을 개 붙여주고요. 이번에 하얀 자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붙여줬어요. 다음에 귀랑 얘는 이런 모양으로 두 쪽 들어가니까 두 개 만들어주시고요. 양쪽 귀를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이제 팔이랑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길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줬어요. 팔을 이렇게 너무 길면 자르시고요.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있는 걸로 만들려고요. 이번에도 지지대를 만들어 줄게요. 주황색 클레이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넣고요. 이렇게 되고 다리를 붙인 다음에 이쑤시개를 꽂고 이렇게 지지대에 세워줬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하고 있는 제이크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클레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